2021년 1월 17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푸는데 여기는 엄청 적막에 뭔 소리야? 바람 소린가? 뭔 소리야? 잠깐만요. 잠깐 잠깐만요. 어? 그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. 두 군이 세 잠깐만요 오우씨 오우 오우씨 막 and 뭐야 이거? 어? 뭐야? 하지마! 하지마! 뭐? 뭐야 원래 있는 아! 마네킹 같지 않은데 뭐지 이거 아,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차라리 아! 아! 아! 와! 아이고. 아 哎。 어디 계세요? 응?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Ah. <sighs> <sighs>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Uh-uh. 지금 입구 쪽에도 누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잠깐만요. 어? 한 분이 아니. 거기 계십니까? 어? 거기 아 깜짝이야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아 아